뭐지? 힘들지? 망, 망고! 망고 먼저 할까? 그래, 망고 먼저 하자. 자, 일단 망고 먼저 슉! 슉! 슉! <laughs> 너 쭈쭈 먹지 마. 쭈쭈 먹지 마. 그래 너가 이거 입어. 그치 무덥지. 아야야야 아야야야. 언니. 언니. 너 잡는 거 아니야. 그냥 이거 목에 껴넣자. 5분 하나 크게 해줄게 언니가 됐어 망고를 <laughs> 넣으세요 일단 망고부터 여기다가 하면 되겠다 그 망고는 얌전해. 그래서 언니가 다행이야. 망고는 얌전해서 마음이 편해. 하으면안 돼. 망고는 됐다. 망고 잘했어. 모찌 일로와 모찌 거는 미리 뚫고놔야겠어요이어놓고 이걸 어떻게 풀었지? 모찌 잡았다 언니 말을 들으면 되는데 바로 해줄게 너 움직이지 마 뱉으면 안 돼. 됐어. 가, 이제 가. <laughs> 뭐지? <laughs> 뭐지 이상해요. <laughs> 뭐지? 잘 듣지? <laughs> 그래 싫지 하나 둘 셋 하면 쏙 들어가는 거야 하나 둘셋 <laughs> 들어간다 자 마지막 체리 저리 가도 돼 저리 가도 돼 가도 돼 두둥 두둥두둥 <laughs> 망고 어떡해 망고야 아,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확실히 애들 많이 큰 것 같아요 뭐지 힘들지? 조금만 기다려 오늘 저녁에 풀어줄게 그때까지는 말라야 되잖아 이게 그지? 어휴 원망하지마 망고 망고도 언니 미워하지마 미안해 어? 얼른 풀어줄게 이게 다 마르면 바로 풀어줄게 체리도 풀어줄게 어, 왜 이렇게 울상이야 다들 어, 체리 어, 체리 <laughs> 근데 귀여워서 그냥 네, 이렇게 냅두고 싶다 체리 오 어, 체리 <laughs> 이거 하고 자. 푹 자. 응. 음. 그 네, 망고. 푹 자. 음, 자. 알겠지? 저기 있는 모찌처럼 자는 거야. <laughs> 망고, 체리. 모찌는 엄마랑 같이 있어. 귀여워. <laughs> 순이 자는 거 봐요 순이 자는 거 웃겨요 순이 어, 반응하네 순이야 순이 순이 언니 봐봐 얘네 둘은 이러다 뽀뽀하겠어? 어유 귀여워 아이고 망고 체리 순이 꼬리로 반응해요 <laughs> 순이 꼬리로 반응한다 순이야 부탁인데 저한 깨우지 말아주세요 네 라고 말하고 있어 알겠어 안 깨울게 순이 잘자